저거 한번 짜줘. 한번 짜줘. 이 폰에 비밀번호를 야! 어, 아! 아, 지민한테 한번 싸줘. 아, 네, 안 돼, 안 돼. 탄, 지금 탄스가 없어, 탄스. 탄스가 안 돼. 이거 저기 뭐야? 이거 이제 좀좀 더 이제 좋은 걸로 하면 되겠지. <laughs> 이거 약간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아 이거 이거 잡는 잡는 게딱 있네. 이거 이거 이손 보여준 이 촉이 뭐지 이거 이렇게 이렇게 잡고 쏘는 뭐 때문에 안 되는 그 건가? 그뭐뭐 개틀린 뭐, 거. 이 개틀린 거네. 멋인 거 멋인 거? 어. 개틀린 거. 야! 안돼 죄송합니다 부산한 거 같은데. <laughs> 메모리 없는 거 아니야? 이거 실수로 지우다가 잘, 잘 나온 거 전부 다 지우고 계속 야 이거 화보 컷 아니에요? 이거 광고 컷인데? 뭐야 누구야? 내 처음 소리 썼는데